많이 힘들었지 뭐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우리를 짓눌러도 함께여서 좋았어 이루 것만 같던 어둡고 길고 긴 정말 했지만 아파했던 기억들 모두 흘려버리고 모든 순간에 너를 찾아 이렇게 내게 말해줄 거야 수고했어 기억해줘 모든 순간 너와 함께 걸어갈 거야